Apele nou te ti moun moun ma. Ewa. Ewa. Ewa. Ndara poska kare. Yoruglela. Ubone agere. Hindi. Saan? Ah, siguro sino sa baba na yun. Pinsa! Ah! Pinsa, pinsa, pinsa, pinsa, Hmm. Ah. uyile ke ne hayi lutsha ka abathena Me take a check, me take a check. Kacek. Kacek. Eh ¿cómo te llamas, bu. <laughs> Oh, was? ist badini. Evo. Ole. Ai, lila. Ndo khala ya mu ya mu. Kala kala pile. Ya. Kifes. Kifes. Fasa ke hanina. Fasa ke hanina. Dike ite go. Dike ite. Fasa ke hanina. Fasa ke. Na tara tara. Ну, а давай это... Эва, побудите. આને ગાવાના કોને બીજા કરી બસ લાખા મુવાના સંજય મુવાના આવ તકુયા કામ કા હશે કે હાલ Ha ha ha. o n u d i a r e mọ mo i p a l e ṣe j a k o r ọ o p a l e eh hana sandra boye mo. je ha sa tun tun ni 무저 돈이제 무저 돈이제 아 a 돈 무도시 무도시 와르바 소냐모 야 a 이건 방금 자 먹어 자 먹어 자 와, 장짜젠. 마, 머리를. 잘 나가면은, 스타일을, 스타일을. 하하. 예. 저한테 그런 무지가 많이 되잖아. Ah oui, oui, push it and dwell. Oui, push it. Oui, push Oui, push it. Oui, push it. Oui, push it arabe. Oui, push it arabe.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 halo,